오늘의 제품은 까르띠에 18K 핑크 골드 러브 팔찌입니다. 보시면 오픈형도 있고 이렇게 드라이버로 돌리는 형도 있는데요. 이거는 드라이버로 돌리는 형이기 때문에 상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핑크 골드색의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18K 핑크 골드 뱅글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두 개씩 있는 제품이고요. 0.42캐럿 브일리언 컷 다이아몬드입니다. 스크류 드라이버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시리얼 넘버와 AU750 그리고 반대면에는 까르떼가 써있고 보이시나요? 시리얼 넘버 그리고 16호 AU750 그 육각형의 다이아몬드 뒷면 박혀있는 구멍이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는 16호고요. 스펙상에 보면 6mm 그리고 이쪽도 2mm인데 실제로 재보면 그것보다는 살짝 큽니다. 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쵸? 6mm보다는 살짝 크죠? 그리고 2 m m 보단 살짝 더 큽니다. 그러면 한번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오픈형과 다르게 이렇게 열, 여는 제품이어서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다지 여는데 어르, 힘이 어렵게 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있고요 반대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18K 핑크 골드 러브 팔찌였습니다 그리고 양면에 총 4개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러브 팔찌였습니다.